내려와 내려오라고 내려와 뭐 아빠를 봐 도와줘 내려와 거기 루나 자리 아니지요 엄마 자리지 내려와 내려와 루나 매트 매트 거기 루나 자리 아닌데 루나 매트가 어딨어 매트 아니 쉿 루나 쉿 어떻게 해야 돼? 쉿쉿 아니 쉿어 누가 시끄럽게 올갈 거야? 가자! 회차 아무 좋아